당신 누구야? 말해 당신 어 사연은 음, 사연은 뭐 사연이라고까지는 없는데 그냥 제보자분이 아, 그냥 이 말을 했어요 어총 시집을 갈 거예요 시집 그 집 가운데 하나가 죽었다가 돌아오셨대 어 그냥 임종까지 갔다가 사르셨대 이거예요 그냥 다들 동네 주민도 돌아가신 걸로 알았대 돌아가서 삐 했대 삐 했대 그래고 이제 장례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살아나셨대 장례 준비까지 다 하고 하고 나는 이게 진짜 가능할 수 이게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어떤 뭐 소설책에서나 보는 듯한 일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54세 쉬운 넷 정도 되셨다더만 음, 음, 어 살아계시대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이사 갔고 그 집에 살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내가 갈 장소에서 2019년 9월 4일 Start go. 공포방송 number one.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. 와, 이 집, 이 집, 이 집이구나. 넝쿨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집. 이 집이 그기야. 그분이 사셨단데. 그리고 이 바로 앞집 누, 아, 비. 누구십니까? 또마 스님님이 별풍선 108개를 선물했습니다. 누구십니까? 누구 안에 계세요? 아, 착착. 누구십니까? 안에. 안에 누구세요? 분명 히 이건데 여러분 맞지요? 여러분들 맞지? 어? 누구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나오세요. 돌아다니는데 뭐가 막 돌아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세요? 누구세요? 하지 마세요 하지마 하지 마시라고요 누구 같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집에 살고 계시던 분 아시제라오 그것만 여쭤보고 나갈게라오 여 집에서 살던 분아시죠라오아시죠라오 가시 지 말고 얘기하시오. 얘기하 왜 이렇게 혼자말만 자꾸 하지 마시고 당신 누구야? 말해 당신 어! 애기들 어? 어? 뭐야? 방금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? 뭐야 뒤쪽에 는데 아,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우 움직이지않게요 움직여요. 아, 움직이다 할게요. 아까 지금 안 움직이는데 장난했는데 안 움직이는데. 네. 아까 지금 하게. 아니요 나 별로 안 무섭다 뭐야? 하고 이건데 뭐 뭐야? 아가야 여기 있지 말자 여기 너무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 너무 안 좋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아가야 여기 있으면 안돼 알았지? 그냥 간다 중복 기대입니다 중복 기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저승사자가 있던 집으로 갈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있던 집으로 갈 겁니다 아저씨 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얘기해보죠 옛날이 아까 집에 보실 아신 분들 이게 흔들거렸습니다. 아셨습니까? 이거부터 시작이었어요.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어.